subscribe. Like. 안녕, 나는 이골이야. 오늘은 영웅이 보러 왔어. 한번 들어가 볼까? Thank you. Light, don't need it. 뭐 줄까? <laughs> 내가 폰 주세요. 나 그림 그리나요. 나 그림 그리나요. 아니야, 아니야. 먹어요, 먹어요, 먹어요. 哈哈哈哈。